2020년 3월 1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아이씨 바나테스 때문 헷갈려 하. 아. 누구세요? 뭐야? 누구야? 하지마! 상디 고모부 어, 씨발 하, 하지 말라니까요 아따 문 닫았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문 닫았단다 혹시 계세요? 계세요?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? 혹시 계세요? 계세요?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? 그때 화장실이었지. 잠금장치가 풀린. 어디인가 있었어요. 여기 어디인가 있었는데 밑에서 미쳤는데 밑에서 하고 움직였어요. 여기 지금 누가 왔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폭풍 전야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뭐야 새로운 망자면 근데 기존 망자면은 만약에 장난을 쳤을 거야 진작에 하지만 새로운 망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간보는 걸 수도 있어 저는 뭐야 좀 지켜보자 라고 깜짝이야 씨. 바람이다 이건 바람일 뿐이다 하 하지 마 반담 하지 말라니까요. 아, 아, 나와. 여기 있지? 나오라 했어. 에? 나와. 알바 뚝배기. 누구세요? 나와 이 나. 누구십니까? 말을 소리 울리는 것가 지금 여기야 여러분들 소리 울리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아 아. 소리가 울린다니까 지금 아 울리는 것까지 똑같아 지금 오! 아! 이게 음식 올리는 것 같아 지금 코리 아다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소리 켜봐요. 여기 지금 여기 두 방에 있습니다. 여기 두 방 안에 있어요 지금. 소리 이빨이 키세요. 아다가고 있을게요. 뭐라고? 뒤에 누구? 너 몇 살이야? 뒤에 누구? 어디 뒤에를 말하는 거지?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? 망자가 어떤 기센 망자가 나머지 망자들의 길을 못 피게 하고 있네 어디 말하는 거예요? 아까 전에 마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? 거기에 엘베? 이건 버튼 버튼 로비 엘비 없냐고? 로비 엘비 없냐고? 자 여러분들 계속 이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20층까지 가려고 그 했는데 체력상 20층까지는 못 가고 일단은 7층까지만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바드 구독 좋아요 알림, 알림 설정까지.